고추바사삭 먹을까 바사삭 하진 않은데 정말로 맛있대 칼칼한 고추의 풍미가 입안 가득 퍼지는 이 느낌 너무 깔끔하네 홍사운드 홍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고추바사삭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번에 꿀키님이랑 소프님이랑 뭐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막 굽내에서 볼케인 엄청 좋아한다고 하니까 아 굽내는 고추 받아 사겠지 막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맛있어요?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렇게 맛있다고 해서 오늘 드디어 먹어봅니다. 첫 경험이에요. 오, <laughs> 어, 이래서 고추바사삭 하는구나. 야. 와 신기하다 엄청 깔끔한데 살짝 칼칼한 고추향이 나면서 깔끔 개운 약간 그 고추향 풍미가 막 소스랑 먹어보자 고블링 소스 마블링 소스 그래서 마고 마 소스 조합 마요네즈와 스리라차 칠리 소스 마요네즈에 할라피뇨 뭐 이런 게 들어갔네 어. 마요네즈 베이스에 매콤한 맛을 뭘로 냈냐 할라피뇨 같은 거냐 아니면 동남아 쪽에서 먹는 스리라차냐 이런 걸로 나뉘었네요 그리고 마그마는 한국적인 매운맛 둘다잘 어울린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고블링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뭔가 고추에 할라피뇨 향이 더해지니까 약간 막 청양고추랑 먹는 그런 느낌이에요 스리라차는 어떻게 보면 약간 고, 고추향을 살짝 완화시켜주는 느낌? 아 그만은 닭다리로 가죠 맛있네 에이, 아, 이게 마그마 소스가 역시 소스가 엄청 강렬해서 그런지 얘랑 찍어 먹으면 그냥 볼케이노가 돼요 저는 얘를 추가해서 시킨 거거든요 어, 시키는 거 약간 됐나? 뭔가 그 아삭아삭한 그런 느낌이 별로 없네요, 그죠? 음. 근데 매운 거는 생각보다 별로 안 매운 것 같은데요? 콜라를 먹고 먹어볼까? 어, 아까 여, 여, 여운이랑 글씨 쓰기 연습하다가 별로 안 매운 것 같아요 그냥 한 신라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, 계란 음, 계란이 좀 더 뭐 탱글탱글한 것 같은 느낌이네 맛있어요 마그마를 아, 잘 먹었습니다 아, 아주 맛있게 잘 먹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나 고추바사삭 아직 안 드셔보셨으면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인생치킨이 되었어요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